아이 아니 이제 눈가리가 씨 아우 네. 씨 무서워라 있 오씨 오씨 야 이게 들어가는 게 진짜 신기하다 레이지 받아주지 말고 어퍼컷 어? 어퍼컷 어? 어퍼컷 어,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어? 좋았어 이거 왜나 원 왜나 원 나이스 아니 우리 동양인 캐릭에게 저런 용감함을 넣어주다니 조금 어색한데요 아, 에이 나왔네 이겼다 나이스 레아가 진짜 잘 어울린다 그죠? 무기 써서 그런지 레아가 잘 어울리네 우와 어퍼컷 나이스 우와 와 이게 끊겨? 썸마썸마썸마 아우 씨. 아이 시위를 왜 해요? 좀 합법적으로 시위합니다. 시위하셨으니까. 멘탈 긁는다 멘탈 긁는다 멘탈 긁는다 멘탈 긁는다 와 이거 설마 뭐야 뭐지? 왜 가, 레, 레아 레이 자체 맞았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나? 에이 아유 바보 오 깜짝이야 아이씨 아 뭐야 김혜모 아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야 이거 왜 이래 아야 이거 왜 이래 아니 저거 제습기 꺼지니까 지 맘대로 저게 눌렸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습기 꺼지니까 지 맘대로 눌렸어 아씨 어이가 없네 제습기랑 뭐 조이스틱이랑 뭐 연관이 있나 에앙 나고 치지마 아네 여거지 아 네이스 아, 어? 어? 썸머 어? 뭐,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좋아요 잠깐만 하나 둘 아싸 뭐 꽁댕 맨어퍼 나이스 약사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진짜 안 어울린다 이거